어, 이거, 이걸 그래. 스피커가 없어요 여기. 스피커 없어요? 어. <laughs> 스피커를 좀 구해달라 그랬는데 못 구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헤드폰 으로들어야 돼. BPM 좀 늘어난 건가요? 어? BPM이 BPM이? 네좀 느려졌네 그럴걸? 아, 그냥 원래대로요? 해어 땡기고 싶어 땡기고 싶어 땡기면 돼 땡기고 싶다면 어, 한 번만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아씨 노래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돼 괜히 저 같은 사람이 어설프게 프로듀싱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아, 땡길래? 네가 너무 느리다 어, 싶으면 땡겨도 상관없어 조금만 땡기면 좋지 않을까요? 조금 앞부분 같은 게 늘어지게 들리지 네. 막상 살짝 급한 것 같은데 그럼 1, 5 1.5 오케이 잠시만 1로 한 번만 해봐 어? 1이요 이게 박은 맞는 것 같은데 아, 저도 이게 어. 나은 것 같아요 이걸로 했습니다 delay가 조금 네 죄송합니다 많이 까다롭죠 이 밤이 지나면 볼수 없을까 봐 두려워 행복했던 추억들만 생각날 것 같아 잘했다 어 좋았어 앞에만 혹시 좀더 어, 어디? 씹어도 될까요? 어, 네. 어디고? 그 내 눈을 감면다 어, 어, 함께했던 시간들이 함께? 네. 내 눈을 감으면 어,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것 같아 아 내 눈. 네. 내 눈, 내 눈을 눈을 감으면 어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것 같아 내 눈을 감으면 또 행복했던 추억들만 생각날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열어스럽게 네. 밤이 지나면 볼수 없을까 봐 두려워 이 밤이 지나면 나 홀로 남을까 봐 두려워 감정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, 좀 좋아했던 것 같아 어. 더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음. 지금 약간 고그름상 해보고 빼는 건 어떨까요? 저좀 어. 애절하게 해볼게 가성으로 그 느낌 진성으로 한번 해볼게 네, 있잖아요 어. 타이밍이 조금 빠른 것 같지 않나요? 아 이게 좀 밀었어 네, 네. 아이 어, 타이밍이 이, 게 그러니까 이제 맞는데 박이 아. 이거 이게 맞습니다 맞아 천재였어요 아, 이거를 이렇게 뭐 또. 잠시만 가장. 다시 볼순 없을까 괜찮은 것 같아 끝 처리가 을까만 다시 해도 될까요? 다시 볼순 없을까 아 이렇게 저의 첫 자작곡 녹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슬프게 불렀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